오, 어, 근데 진짜 약간 좀 걸쭉해졌어 머랭 자체가 거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거야 머랭 네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를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준비물은 케누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설탕 네 우유 네. 관중 네. 아 관중 해설 해설위원이십니다 네 제가 네, 해설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카누 3봉 그리고 물 3스푼 네. 설탕 3스푼에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해설합니다 카누 이걸 타야 되는데 안 잘렸으니까 규빈이 형 콧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? 잘렸어요 아 이런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문 보여주는 건가요? 아니요 아 이거 아, 모르시네 몇 개 넣을 건가요? 3개 물도 설탕. 네. 설탕을 하면 되는데 교수님 꽃대로 칭! 달고나 커피의 가장 중요한 것 반중. 다 했으니까 한번 져서 볼게요. 져서 본다고요? 져서 져서 벌써. 네, 네. 제가 또 유리사로서 제가 머리 한번 잘 찍어요. 바티는데요? 약간 제가 봤을 때 돌팔이 같아요 네 맞아요 손목 스냅이 중요해요 이걸 400번을 쳐야 돼요 어 근데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봐봐 좀 연해졌어 제가 달고나 학과 네 어? 몇 기세요? 네? 저1 3 7 2입니다저 5기인데요 힘들어요 기계가 참 좋아졌잖아요 자 저컵 깨부수는 거 봐라 저거 <laughs> 컵다 부수네 달고나 커피 만드는 그 이유가 약간 힘을 써서 먹는 그 값진 맛을 먹는 건데 아, 그런 이유죠 오 근데 진짜 약간 좀 걸쭉해졌어 이건 오! 가능한, 가능한 널쭉하게 자 따라해봐요 네, 예, 가능한, 아니 누가 말 따라 하겠나 <laughs> 어느 정도 걸쭉해졌으니 거품을 더 묽게 만들어야 돼서 맞아요?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데 그러니까. 아니 머리 치기 그 공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살짝 원을 그리면서 네. 이렇게 음, 박히 음, 음, 거봐 <laughs> 저 진짜 이거 만들고 저만 먹을게요 아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, 해가지고 네. 아니 아까 이거 한다고 이거 보여주는 팔굽혀펴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1탄 거 아닌가? 나갔어요 왜요? 네, 이거 그거 제가 손 놓고 나가시면 돼요. 1탄 거 아니, 아요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아 잠깐. 아, 아. 저희는 그저 막공해불만 뭐 기다리고 만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이거 막 대나무 헬리콥터가 있어서 이 정도 되는데 없었으면 저 진짜 이미 팔 떨어지거든 딱 들었을 때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지 한번 네. 머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? 네. 와! 해봤을 때 한 3초 동안 떨어지면은 오! 어? 근데 진짜 된 거같아 10초 동안 떨어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제가 이제 됐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지 먹는 사람 따로 있지 맞는 그렇죠. 사람 따로 있고 추가했다고 제가 먹어? 아 저는 우와 아 우와 아 진짜 달고나 맛나 <laughs> 기다려 네. 기다려 빵 잘했어 어 근데 진짜 달고나 맛이 나요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진짜 살짝 난 솔직히 기대했어 아 솔직히 그 달고나 맛을 진짜 기대하면 안 되죠 왜? 표정 꼭왜 이렇게 해야 돼요? 어, 말을 못하세요?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순간입니다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귀엽게 생겨서 하는 거 아닐까? 머랭 자체가 거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머랭 머랭 완성했습니다 따다다단 비주얼이 흡사 아닙니다 예?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나름 진짜 괜찮은데 어, 맞아 그냥 냈다가 들이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우유만 나다, 나다가 달고나 얘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내가 요정이 알잖아 이 정도 리액션이 좀 맛있는 거 아니야? 맞아 어. 또 한번 저어볼까요?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촬영 중인 거 안 보여요? 일단 그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볼까요? 어, 안 섞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같아. 그쵸? 오, 맛있습니다. 하나, 하안 섞, 섞지 마. 원래 그런 거 안 섞어 먹는 거임. 자, 여러분. 제가 만든 달고나 커피 어땠습니까? 음. 좀 유정이 같은 섬세하신 분들이 만드셔야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해요. 음. 솔직히 이거 아마 유정이 없이 저랑 규명이 시작했으면 안 해! 물 같을 때 그냥 다 얹은 다음에 아 맛이 왜 이래 이랬을 어, 같아.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사 먹어 사 먹어 버려 버려 이렇게 했는데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이유. 네. 유정이가 있었기 때문이죠. 맞아요. 맞아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런 맞죠. 이유죠. 그런 맞 네, 이유죠. 이유죠. 그런 네, 이유죠. 그런 이유죠. 네, 네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네, 규민이를 사랑하는 이유정. 아하. 자, 이제 비하인드 컷. 네,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러브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러브 규민 러브였습니다. 안녕. 아, 다시 다시. 네. 지금까지 어 이거 지금까지 올리오 러브 러브 김민 러브 열셀프였습니다. 네 안녕. 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. 네,